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꽁행가세 꽁입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디 랭귀지 가 과연 그는 어떤 어, 그, 어, 어 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아, 랭귀지 간님께서. 네네. 아,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자전거 타다 오셨어요? 아, 네, 지금 타고 왔습니다. 운동하느라. 아, 선글라스 너무 멋있,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바디 랭귀지로 표현을 해서 네. 이걸 보시는 우리 프로메이 분들이 음. 댓글로 정답을 50% 50% 네. 이상 맞추실 경우에 혹시 졸업 앨범 사진 공개 가능? <laughs>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준비. 3, 2, 1.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오늘 프롬 애들이 맞춰야 마지막 문제. 네. 바로 바디랭귀지 갓 정현 네. 씨의 축업 앨범 사진을 공개할지 굉장히 네. 아이 반격. <laughs>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